Uh, excuse me, uh, can you... 어, 혹시 죄송한데 제가 팔에 다쳐서 그런데 머리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을까요? 저기 어르신 혹시 죄송한데 제가 팔에 다쳐서 그런데 머리 한 번만 묶어주실 수 있을까요? 제가 지금 손을 다쳐서 그런데 혹시 머리 한 번만 묶어주실 아, 수 네네네. 있을까요? 아니, oh, sure, sure. Yeah. <laughs> 혼자 인생 내고 아, 찍기로 했는데 어떻게? 그냥 묶, 묶고 아, 네 아무렇게나 어 그냥 일자로 바로 묶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그냥 대충 묶어주셔도 돼요 네 Because I have a plan to hang out with my friends to take a picture in the photo box So I have to uh, How can I say? Just a. Oh wait, there is hair here. Yeah. <laughs> 아 힘들어요. 뭐 부러워요. 아 감사합니다. 네. 앉으실래요? 아 그럴까요? 네. 그래도 이왕 헬멧 같이 묶어드려요. 감사합니다. 잠깐만요. 네. 머리 숱이 되게 많아. 아그렇 네, 내가 머리를 좀 어, 네, 그냥 단정하게만 네. 한번 묶어주시면 감사할게요. 높여 원해요? 아니면 어, 전 상관없어요. 그냥 머리 묶고 사진만 찍으면 아, 되는 거죠. 머리 묶는 거는 내가 똥손이라서 How can I say this? Uh, tie my hair. 아, tie my hair. Thank you. 어, 감사합니다. 어,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네. 네, 어, 감사합니다. 네, 어, 너무, 네. 어, 너무. So cute. Thank you. 감사합니다. Yeah, good. Oh my god, perfect. Thank you guys. 어, 됐어. 됐나요? 예. 아, 네. 감사합니다. 덕분에 아, 덕분에 잘 찍을 것 같아요. 감사합니다. Have a good day.